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 하나? 청원화입니다. <laughs> 오늘 재밌게 밖에서 놀다 들어왔는데요. 내일은 스케줄이 있는 날이에요.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보여야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스케줄 전날 스킨케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중요한 전날 피부를 아주 탱탱하고 쫀쫀하게 만드는 그 스킨케어 방법 궁금하시죠? 일단 지금 제가 비를 좀 맞고 들어와서 깔끔하게 샤워를 얼른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뽀뽀!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죠? 뽀뽀! 뽀뽀! 뽀뽀! 뽀뽀! 네, 이렇게 깔끔 깔끔하게 샤워를 마치고 왔습니다. 음, 제가 촬영 전날 꼭 하는 그 팩이 무엇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! 바로 이 팩인데요. 뭐 이 제품은 이미 너무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 제품이에요. 일명 용과 팩. 음, 일단 제가 지금 씻고 나와서 얼굴이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빨리 바르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팩붓으로 얼굴에 잘 도포 꼼꼼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팩이 아끼지 않고 엄청 듬뿍 발라도 2회 분량이 나올 정도로 충분히 많은 워시어프 타입의 팩입니다. 이 팩을 바를 때는 저는 약간 내가 유분이 많다, 모공이 조금 넓다 생각하는 부분에 좀 더 도톰하게 올려줘요. 그래서 코나 이 볼 옆부분에는 충분히 올려줍니다. 꼼꼼하게 잘 다 발라준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다 얼굴에 도포를 해주었는데요. 음, 이렇게 다 바르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간 있으면 이 팩이 싹 마르면서 음, 내가 모공이 조금 넓고 유분기가 있는 곳에 모공처럼 구멍이 이렇게 보여요. 또 마르면서 몸이 딱 조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팩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 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돌도돌하게 까만 이런 씨들이 보이는데요. 이게 용과팩의 그 용과의 재료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뭔가 자극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음, 후기를 보면 많은 분들이 민감하신 피부가 사용하셔도 충분히 전혀 민감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닦아낼 때 롤링을 돌돌돌 해주면 그 각질 관리도 해주는 그런 팩입니다. 어, 촬영 전날에 하고 자면 뭐랄까 그 다음날 확실히 화장이 잘 받더라고요. 베이스부터 착 쫀쫀하게 감기기 때문에 제가 뷰티 프로그램에 또 MC지 않습니까? 거기선 또 피부가 굉장히 또 더 예뻐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전날 꼭 사용하고 사는 제품이에요. 뭐 시오프팩이 굉장히 귀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이 팩은 오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만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음 간단한 그런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귀찮다고 생각하기엔 효과가 너무 좋은 팩이라는 거죠. 이렇게 점점 말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약간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뭔가 내 모공에서 위치를 알려주는 듯한 여기서 뭔가 유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팩이에요. 점점 이 피부가 쫙쫙 조여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거 아시죠? 펴갈 땐 절대 입을 벌려서 말하면 안 돼요. 네, 이렇게 15분이 지난 상태입니다. 그러면 저는 깔끔하게 롤링을 해주면서 세안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세안 깔끔하게 세안을 하고 왔습니다. 음. 굉장히 하고 나면 이 피부결부터가 보드러워지는 그런 느낌의 팩이에요. 그리고 여름철에는 굉장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모공들이 늘어나고 처지기 쉬워요. 그래서 여름에는 모공을 굉장히 잘 관리해줘야 하는데요. 그래서 방금 사용했던 용과팩처럼 모공을 쫙 조여주고 또 모공이 열에 민감하다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용과팩을 해주고 난 후에는 보습이 충분하고 또 열감을 내려줄 수 있는 쿨링 마스크팩을 사용하는데요. 바로 짜잔! 이 제품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음, 고보습, 빠른 보습 충전, 그리고 피부 온도 감소, 쿨링 케어 효과, 이렇게 써있는 마스크팩인데요. 이 제품도 또 워낙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. 일단 좋은 건 이렇게 앰플이 따로 들어와 있다는 건데요. 이 앰플은 정말 따로 출시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앰플입니다. 대부분 뭐 15분, 20분 정도만 붙이고 있어야 하잖아요. 일반 마스크팩은. 근데 여기는 보면 40분 정도 마스크가 적당히 마를 때까지 붙이라고 항상 써있더라고요. 자 그럼 일단 마스크팩을 네, 얼굴에 올려주도록 할게요. 떼주시고 가운데 있는 마스크팩을 쫙 붙여주셔야 합니다. 그 마스크팩 이 시트 자체가 굉장히 잘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소재여서 붙이고 딴짓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제품이죠. 저는 마스크팩 할 때 제일 싫은 게 여기 머리 웃는 거라서 좀 아깝지만 그래도 이렇게 접어서 마스크팩 아깝다고 마스크팩을 너무 시간보다 오래 붙이고 있으면요 오히려 수분을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앰플이 남았어도 꼭 시간 내에 떼주셔야 합니다 절대 마스크팩을 하고 잠이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케어를 해주고 다음날 샤워에 가서 메이크업을 딱 봤습니다 저는 음, 그럼 이렇게 40분 동안 마스크팩을 붙여주고 음, 이 앰플까지 꼼꼼히 발라주고 잠에 들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여러분들도 귀찮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음,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음, 굳이 돈 내고 비싼 돈 주고 피부과 가지 않아도 음, 충분히 빛나는 나의 피부를 관리할 수 있어요. 전 피부과를 다니지 않으니까요. <laughs>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. 많은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뭐하나? 내일은 뭐하나? 궁금하시죠? 음, 그럼 안녕 두둔 두둔 좋아요 아나나 두둔 두둔 구독은 아나나 굿나잇 <laughs>